이날 김종민은 황미나가 등장하자 너무 예쁘다며 민호 배 감탄했다. 두 사람은 박물관에서 데이트를 즐겼다. 자연스러운 스킨, 10에 편안하게 이어지는 대화 등 첫 만남의 풋풋함과 설렘이 묻어났다. 끝없이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 는 것은 행복과 고통의 평등한 교환입니다. 고통은 행복보다 행복하다면 그것은 불행한 사랑입니다. 행복이 고통보다 더 중요하다면 사람들은 행복한 커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부자들은 또한 친밀감을 보여주기 위해 조정할 것입니다. 사실,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랑이 당신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황민아는 TV조선 기상캐스테로 최근 자사 예능 연애 예 맛에 출연해 유명세를 탔다. 삶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살아야 할 필요도 없고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하고 일생 일대일이든 간에 그들은 손을 단단히 함께 잡을 것입니다. 그것 모두를 직면하십시오. 특히 그는 큰 키와 밝은 미소, 그리고 시선을 사로잡는 패션 센스까지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매주 화제가 됐다. 황미나는이 프로그램에서 코요태 김종민과 소개팅을 했고 커플로 이어졌다. 그 사람이 돌아서는 순간 제 인생은 더 이상 살아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기를 거부하는 내 단어가 두 사람의 사랑에 길을 가깝고 멀리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황민아는 가수 출신 방송인 김종민 씨와 데이트를 시작했다. 누가 보더라도 자고치기 고스톱이지만 대중은 소가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진짜 연애가 아닌 가상 연애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황미나와 김종민 사이를 결혼까지 바라보는 분들도 넘쳐난다. 그만큼 황미나와 두 사람의 조합은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어울리지 않는 그림을 연출하고 있고 얼핏 진정성 역시 엿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 수많은 방송에서 데이트 예능을 거짓으로 만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황미 나 이름 석자를 이슈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진정한 고통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것을 후회하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씁쓸한 와인 한 잔을 마시고 여전히 아늑한 맛으로 매일 그것을 칭찬하지만 여전히 칭찬하면서 정말로 웃고 있습니다. 제작진도 캐스팅 단계부터 이러한 황미나 열풍을 예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특정 포털 사이트 1순위에는 황미나 이름만 걸려 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대중적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셈이다. 황미나가 프로그램 이후에도 연애를 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시청자는 더 이상 속지 않길 바란다는 무리. 군들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먼저 황민아는 일상부터 남달랐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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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들바들 떠는 다리를 감춘 채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이 말저말 내놓던 김종민은 면을 좋아한다는 자신과 달리 국물을 좋아한다는 황미나의 말을 듣자 딱 됐네. 하나 시켜서 나눠 먹으면 되겠다고 말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어 김종민을 위해 황미나가 라자냐를 먹기 좋게 잘라 주자 두 사람은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다라는 공. 동점을 찾았던 터. 이 순간 김종민이 서로 보이면 해주기라고 짧지만 심쿵한 멘트를 던져보는 이들을 설레게 했다. 사실 일과 연애 멀티가 되지 않아 연애를 안 하려고 했. 어따는 황민아의 발언에 이어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이 됐다는 김종민의 대답이 더해지면서 두 사람의 공감대가 더욱 높아졌던 상태. 더욱이 김종민이 그런데 모르겠어요 나는 집중하려고요. 집중이라고 언홀하지만 진지한 마음을 내비치면서 심쿵 지수를 높였다. 이어 황민아는 김종민에게 황민아랑 오늘부터 일을 이라. 고서진 깜짝 꽃다발 선물을 받은 후 환한 미소를 띄웠. 고 두 사람을 둘러싼 아이들에게 여자친구 맞아라고 인증하는 모습으로 기분 좋은 예감을 드리웠다. 이후 두 사람이 첫 데이트를 마무리 짓기 위해 노프탕 발간 가운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급격히 긴장한 표정을 지어 보이던 김종민은 황민아에게 너만 오케이 해준다면 해줄 수 있겠니? 오늘부터 1위를 일하고 조심스럽게 고백했다. 이에 황민아가 우리 오늘부터 일일이야 라며 흔쾌히 대답하면서 김종민과 황민아의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됐음을 알렸다. 연애의 맛은 싱글 스타들이 그들이 꼽은 이상형과 소개팅하며 사랑을 찾아가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제작진은 촬영에 대본도 없고 출연자가 직접 데이트 코스를 자며 실제 연애 감정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라 소개한다. 실제로 연애의 막속 김종민의 모습은 그동안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본 그의 모습과 사뭇 달랐다. 예능 속 바보 종민은 없었고 호감 가는 여자를 위해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남자의 면모가 비쳤다. 김종민과 황민아가 보여준 이제 막 시작하는 연인의 풋풋. 한 그림은 시청자에게 몽글몽글 솟아나는 연애 감정을 자. 극하기에 충분했다.